지금 어디 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. 바베큐 파티 하 바베큐를 이렇게 꼬챙이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썰어 먹는 거. let's go 고기 time. 쌀커키. 여기까지.